천진 나만 청순 가련 새침 한척 이젠 지쳤나 귀찮아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다 부질없어 You got me like 이건 나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 I'm not sorry 오늘부터 나나나 Bitch 나는 solo Bitch 나는 solo 감동 뒤엔 이별 눈물 후회 그리움 홀로인 게 좋아 난 나다